한지민의 비하인드 너무 아, 심각한 씬이라고 그러니까 사고 올게? 네밥 먹을까? 아니야 언니 저희 야밥도 먹으 어떡해 귀여워 너네 뭐야 그 둘 이렇게 어머 <laughs> 너네 가만히 있어 그 상태 너는 너무 예뻐 뒤에 대 이것 봐 너무 예쁘지 <laughs> 스토리 올려야지 열정 열정 열정 너네가 알려준 거잖아 알지? 맞아요. 나 스토리 엄청 많이 썼어 열정 열정 열정 이제 그만 쉬어 너네 너무 많이 찍었어 앉아 밥 좀 먹고 와밥 좀 먹고 밥좀 이따 먹게 이거 병원 선배님 맞춰줬다? 응 이게 그 뉴스는 패딩 <laughs> 비해피입니다 <laughs> 저희는 저기 있어서 밥 먹고요 가세요 내일,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음, 안녕 안녕 이거를 제가 원래 위로 이렇게 올려 신었었거든요. 근데 물이 다 들어간다고 안 된대. 음. 한번 그, 초반에 그렇게 신었었는데.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뚱해져 현장에서 신으려고 샀는데 출연하게 됐어. 왜냐면 슬리퍼가 다 저런 건가. 영옥이 그 안쉬안 쉬어? 내가 두통물이기 때문에 두통물안 먹지. 벗어줘야 되는데, 그치? 아니, 언니 별로 안 쉬어. 어, 적분불량이. 달려. 왕족. 안쳐하지 마, 좀. 안쳐하지 마. 화을 음. 음. 입으려면 세, 두세 명 있어야 되거든 어, 화장실을 못가 되 <laughs> 어, 복 입는 촬영할 땐 물을 안 마셔 아무것도 안 먹어 이거 이거 아니 네네 하는데 아 <laughs> <laughs> 좋으시다. 그럼 다 왔어. 안 나올까? <laughs>